와!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 와! 스타트 고 공부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팔로미. 깔름, 깔름, 깔름, 깔름. <coughs> 아이씨, 못한데. 못한데. 여러분들, 여기는 이 집 하나만 있어. 앞에는 저수지. 앞에는 산, 여기 저수지. 여기 풀 건너로 저수지. 와 진짜 뭐 튀어나올 것 같아요 오늘 그러고 여러분들 비까지 와갖고 기운이 아마도 틀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비 온다고 해갖고 구신 기운이 들어가면은 구신이 무조건 기운이 세고 구신이다 나타나고 그런 거 자체적으로 우선 구신 기운이 안 좋아요 나타나 보면 센 거지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여기를 가지 마라 해서 가지 마라 했다 여기에 대한 지혜에 대한 설킨 사연은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두 분 다. 여기 앞에 저수지에서 빠져서 다 죽었어요. 여기 앞에 저수지에서. 할아버지 죽고 바로 한달 있다가 할머니가 여기서 또빠아 죽었어. 그래서 할머니 죽을 땐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죽어왔고 외로워서 죽었을 것 같다. 다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자살했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동네 사람 하나는 할아버지한테 올렸다 이런 말도 있고 違う。 존나 아, 졸린다. 들어가기 없었다. 기반이. 진짜 들어가야 돼. 뭐야? 뭐야 앞에 뭐야? 뭐야? 아무 기운 없다가 갑자기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도 있어 와, 아. 아, 씨. 와. 아, 야, 씨. 야, 우와. 사진을 왜 저렇게 열어놔? 사진 배낭박에 있어야 맞는 거잖아. 원래 이런 데다 붙여놔야 맞는 거지. 이런 데다가,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한숨 깎그만 뭐야, 지금 이거 공중에 떠 있는 거야, 뭐야? 공중에 떠 있는 거야, 뭐야? 진짜 공중에 떠 와 만족이 되다. 오, 무서워, 그 씨. 아니, 이게 왜 여기 이렇게 걸려있어, 지금? 왜 이렇게 있어? 쇠? 칼. 뭐 살리고 하지 마. 손 비어. 칼, 칼? 바닥 안돼 무서워 안돼. 칼? 가만히 있수 없어. 앞에가 없어. 아이씨. 와, 어, 뭐야, 앞에? 와, 어, 어, 깜짝이야. 뭐야? 뭐 모다리야? 이불 보다리 같던데? 그게 우와, 뭐야. 낙? 뭐야, 그럼 나신 뚫렸던 거야, 지금? 와. 大関大吉いいわけ本 뭐냐, 니 지금 저 뒤로. 저기 북한 끝다리 가니까 아버지. 어, 어, 이. 뭐, 이런다니까, 이런다니까 지금. 이런다니까. 뭐 하더라 한 거야?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와, 여기도 이상해.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와와 아! 와! 와! 와! <laughs> 다시 말하지 마. 이 사진은 벽에 붙여져야 맞는 건데 왜 문에다가 그냥 다 열리는 거예요? 여기 문이란 문은 어떻게 열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열어보도록 할게. 아, 칼. 손도각기, 손도각기 칼. 손도각기 칼? 손도각기 칼. 나작한 거. 손도 하기 칼로 옆에 사과 문열으시잖아요네 할 수있냐 나? 할 수 있지, 내전문아니야 또. 내가 지금 카메라 들고 있어. 내가 내가 안 되면 형님한테 죽겠네, 다시. 일단 내가 해본 데까지 한번 해볼게. 잘하면 돼. 뭐야? お前らの気持ちもが姿があるや 방송 좋고너 욕을 나가라 그냥 여구 농안으로 들어갔다고 여기 농안 여구 농안으로 들어갔다고 여러분들 하나만 얘기할게. 물구시는, 물구시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잖아. 비린내가 나, 비린내. 와, 뭔 소리야? 야! 아, 뭐야, 말 끝나자마자 뭐야! 아. 아, 뭐야? 돌아갔다, 돌아갔다. 돌아갔다, 뭐야? 뭐좀 전에 돌아온 거야, 뭐야? 我。 내가 돌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갈 거라 생각한데, 아, 깜짝이야. 고시네. 过去，过去，那么多躲不了。 그냥 조용히 나갈게요. 조용히 나갈게요, 그냥.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